아저씨 저기서 내렸잖아요. 아저씨한테도 책임이 있거든요. 내가 쟤 때문에요. 망살이 떨어뜨렸거든요. 백합이랑 되게 많이 땄거든요, 오늘. 어지럽게 왜 그래요? 할 말 있으면 서서 제대로 해요. 아저씨 무태서 왔죠? 거기 사람들은 다 아저씨처럼 잘생겼어요? <laughs> 글쎄, 그건 좀 말하기 그러네. 근데 그 망사리 값은 뭐예요? 아, 내 망사리! 헬리콥터요! 걔 때문에 놀래서 떨어뜨렸거든요. 거기에 아까 건진 백합이랑 미역이랑 다 들었는데 저... 어떡하지? 얼마면 돼요? 참 500원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. 놀란 건 아니지만